애지중지

응? 한번 한번 좀 숨어봐야지 응? 숨어봐야지 무슨 못 치고 Thank you. 혼자야? 그문 앞에 있었어 얘가? 음. 떠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뭐 저쪽 철조망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 그렇게 <laughs> 앞에 있네 쟤네도 가고 유튜브도 가 일본에 왔다 가서 언제 아, 참. 자주 왔으면 좋겠어. 좋지? 아니 얘네들 너무 웃긴다 종기 왜? 지가 막 뛰어 올라가 좋아서 이제 감자 그 가자